바람처럼 내 앞에 네가 네가 너무 신기한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했어 곁에 내가 있잖아 늘 너의 옆에서 빛이 돼줄게 네가 어둠 속에서